자, 그래서 보시면 말입니다. 이래요. 그냥 이건 담배 거세미 나방이라고 아주 작게 어려운 건데 이것도 딱 치면 나오죠. 이렇게 약이 효과가 있으면요. 얘가 꿈틀꿈틀 되기 시작해요. 효과가 없으면 가만히 있습니다. 이렇게. 야, 약을 딱 치면서 아, 먹히네. 먹혀. 먹혀. 딱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5초 안에 뒤져야 돼. 이게. 아, 짜증나. 안 죽으면. 그럼 막 죽어가잖아. 이게 죽어가잖아. 오늘 배우시는 약으로 농약도 힘든 이 담배 고세미를 죽였어. 갔잖아 벌써 이렇게. 예? 또 볼까요? 이것도 이거 배추인나비 지긋지긋한 새끼 이거. 아우. 야 이거. 자빠지잖아. 자 그래서 농약은 그냥 아주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. 그냥 많이 죽여본 놈 1등이요. 알았죠? 자 따라하십니다. 와 쉽다.